아크가발 아이 a 프리트맨 투데이 n 메뉴 인도네시아 미코랭 미코랭 라면을 준비했어요 아 요즘에 요즘에 인도네시아 팬들이 많아져서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해서 어, 인도네시아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코랭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김에다가 김에다가 써놓고 김치도 넣고 그면서스 하마라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드리마카시 감사합니다. 인도네시아 말로요. 어, 김이랑 삶아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. 김치는 굽고 있어야 되고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.